2020년 8월 20일 흉가여행 37탄 스타트 고 공포방송 넘버원 지금은 또마시대 가자 신속히 이동하라 바로바로미 누구세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와 다시 아 아직 들어가기도 전입니다 아직 들어가기도 전이에요 잠깐만요 누구세요? 저 잠깐만 실례 좀 하겠습니다 아 누구세요? 누구세요? 어, 누, 누구세요? 아! 누구세요? 아! 와. 와. 계십니까? 누구시죠? 누구시죠? 분명히 움직였는데 사람이 땡길 만한 그것이 아닌데 여러분들 봤죠? 이것이 봤죠 여러분들 이거 사람이 땡길 수가 없는데 전 잠깐만 들어가겠습니다. 잠깐만 들어갈게요. 어? 어? 어, 장난치지 마세요. 장난치지 마십시오. 이런 걸로 겁먹을 내가 아닙니다. 이런 걸로 겁먹을 내가 아니에요. 어디 있어요? 아, 아니야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와씨 아, 으아 음.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뭔 소리야? 띵띵 소리 뭔 소리야? 야이거 맛, 만만치 않네 여기 어디 있는 거야? 이거 여러분들 잡기는 아닙니다 이거 잡기는 아, 아! 어! 진짜 큰일 나겠는데 오늘 이거 큰일 나게 여러분 종소리가 계속 나요 지금 종소리가 계속 나 어디서 어? 잠깐만요 어디로 와 이지 어 음. 누구세요? 누구세요? 아! 이코라 도망가지 마. 도망가지 마. 누구 있으니까 그쪽에? 누구 있습니까? 두고 있죠? 아무것도 없어! 카메라 안 돌렸어! 우리 그만하시죠, 여기서. 에? 예? 뭐야, 잠깐만. 여러분, 잠깐 3층에 뭐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 미쳤다, 오늘. 뭐야 나 찾았어 방금 뭐 올라가는 소리 들었어 잠깐만 여러분들 우와 우 와나 기운 보소? 뭐야? 어디 계세요? 여기 있잖아요 신발 또 뭐야? 아, 제발 한 번만 봐주십시오. 한 번만 봐주십시오. 진짜 제발 알아 그냥 갈게요. 그냥 갈게요. 아. 자 아까 좀 갖고 오세요 제가 이것까지 뿌리기 싫습니다 갖고 오세요 갖고 오세요 갖고 오세요 전이우겐 갖고 오세요 오곡겐 그만 살아 놀래키시고 갖고 오세요 5개 16개 갖고 오세요 갖고 오세요 뭐야? 누구세요? 누구십니까? 어? 어? 방금 못 본것 뭐 같은데 여러분들 잠깐만 방금 봤어요 여러분 방금 못 뭐 봤는데요 잠깐만요 방금 뭐 지나갔어요. 방금 뭐 지나간 것 같은데? <clears throat> 잘못 봤나? 여러분 아. 아. 아. 잠깐 와 잠깐만 와 이거 안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 당신 어디야? 나와. 어? 어? 나, 아, 사람이잖아요, 당신. 당신 사람. 어? 여기 있죠. 뭔 소리야? 어, 오지 마세요. 제발. 아니, 잠깐만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자, 뭐 때문에 그러세요? 뭐 때문에 그러시는데요? 아니, 말씀을 해주셔야 알죠. 예? 저 잠깐만 들어갈게요 저 잠깐만 들어 아니 잠깐만요 잠깐만요 아 잠깐 잠깐 어, 아 오, 어, 아니 오지 마세요 뭐, 제문좀 열어주십시오. 문한 번만 열어. 아, 아, 저더 뒤지. 아. 예. 여기 있다. 광카는 관찰 카메라 어, 카메라를 세워두고 어떤 망자의 장난이라든지 어떤 그런 것을 현상들을 볼 수 있는 관찰 카메라의 준말입니다 광카 예. 한 번만 가서 물도 좀 마시고 잠깐만 대화를 시도해 보는 동안 여러분들 막 아까친 맹키로 뭐가 나오든 나오지 않든 조금만 기다려봤다가 없으면 바로 나가는 건여기까지 인정해 주십시오 여러분들 너무 힘을 빼가지고 죄송합니다 뭐야? 뭐가 가까이 있었는데 방금? 아! 아! 나 분명히 땅가 떨어진 거 봤는데? 나 어, 잠깐 나안 할래 나 이제 안 한다 나 분명히 떨어진 거 봤는데? 나 분명히 떨어진 거 봤는데? 안해 안해 너희들 방 분명히 약속했지 나 그, 나랑 거기까지만 하기로 약속했어 분명히 약속했어 나랑이 나 안해 안해 안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어.